공통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조금 낮고 피부 탄력이 좋으면서 근육량이 적은 그런 분들하고 골격이 조금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낮으면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어서 원하는 모양 자체가 좀 일찍 나오는 것 같고 수술하고 나면 피부층과 근육층 사이에 지방 없애게 되는데 탄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빈 공간이 쫙 달라붙으면서 빠르게 어, 효과가 더 매끄럽게 나온다고 할 수 있죠